수능을 마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, 잠깐 피부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피부를 이제 아껴줘야겠다 민감한 피부에 그린더마 올바르게 듬뿍 발라봐 올바른 나의 첫 derma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더마 수능을 마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, 잠깐 피부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피부를 이제 아껴줘야겠다 민감한 피부에 그린더마 올바르게 듬뿍 발라봐 올바른